태식아 차라 태식아 태식아 태식이 이리 와봐 태식아 태식이 혜식아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태식이 태식이 이리 와 이리 와 엄마 화를 내야지 올 거야 이리 와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태식아 태식아 뭐 하는 거야 안돼 소리 지르지 말로 너 누가 이렇게 소리 질르래 이리 와 이리 와 Run 어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너 누가 이렇게 소리 질러래 어? 태식이 너 누가 이렇게 소리 질러 옆집에서 쫓아와